저의 가방 unboxing 최초 공개합니다 일단 lip balm. 이 lip balm으로 말하자면 저희 스타일리스트 구동현 이사님께서 좋으신 분이 추천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어제 올리브영 갔다고 사주셨어요 이거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팬분이 주신 귀걸이 귀걸스 cutie cutie 마스크 칫솔 에어팟 알러지약 선크림 와 향수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저도 그 한 보부상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요줄끼리 뭐 여기까지 밖에 안될 건데. 열줄기로 이제는 약간 복근 다 부수려고 하는 아, 갑자기. 저거 뭐. 지금 무릎에서 나온 소리인 알아? 무릎에서? 어. 저는 오늘 꽁꽁 싸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신규빈 씨. 운동을 게을리하는 정난 씨. 뭐 날라가겠어 저 무슨 무한동력 같은 느낌이다. 뭐저 별이 있네. 제가 끼는 렌즈 왼쪽이 네. 마이너스 3이고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2.5 서클 렌즈 좋은데 네. 난시 교정이 안 돼서 너무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미치겠어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